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올바르게 밥 먹는 방법을 알기에 감사합니다. 침과 함께 씹어넘긴 음식이 고스란히 우리 몸속의 피와 살과 뼈로 더해질 것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. 이 음식 재료들을 관리해주고 수고하신 농부님들에게 감사합니다. 그리고 먹는 모든 것을 생산해 주신 자연님에게 감사합니다. 씨앗은 신의 창작물입니다. 앞으로 수십억 년이 흐르고 아무리 인류의 과학 수준이 발달해도 씨앗은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. 자연과 지구와 우주에게 감사합니다. 태양과 지구와 달과 우주는 한치 오차 없이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갑니다. 찰나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그 즉시 종말이 시작됩니다. 우주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.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. 바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작품들입니다.